지금 숙소를 예약하는데 좀 차, 어제 좀 착오가 있었는지 분명히 제가 이틀 밤을 잔다 그랬는데 어 하룻밤만 잔다고 어떻게 잘못 이해했는지 오늘 저녁에 예약 손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지금 빨리 짐을 싸서 어 조금 나가줘야 된다는데 아 이거 진짜 난감합니다 하... 일단 얼른 짐을 싸가지고 어, 구글맵을 좀 보면서 다른 숙소를 얼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예 아까 그 숙소에서 쫓겨나 가지고 다른 숙소를 찾아서 갔는데 딱 제 앞에서 방이 없어져 가지고 거기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 다른 숙소를 찾아서 다행히 체크인을 하긴 했습니다 여기가 훨씬 싸고 어, 호스텔 형식이어서 아, 에어컨이 없네 에어컨이 없네요 괜찮습니다 어, 일단 오늘이랑 내일은 여기서 자면서 어, 더 다른 모험을 할 수 있으면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would you mind guys on the big camera? Because I'm trying to make a YouTube video traveling Philippines. And Yeah, the French people, they speak French always. oh là là 어, 지금 호스텔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바에서 술을 조금 마시다가 또 다른 바로 이동하자 해서 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어떻게 끝날지 예상이 안 가네요 잘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여기 정말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싼 가격으로 어, 묵을 수 있는 숙소로 어제 이동을 했는데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고 근데 뭐 피곤해가지고 잠이야 잘 잤고요 여기에 굉장히 좋은 하이킹 할 만한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로 이동을 해서 이제 산도 조금 타보고 어, 아 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먹을 수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축치 여행 같이 떠나보시죠 You thinking? Yeah. So, okay. we make a documentary about turtles and sardines. Keep going. Keep going. It's so amazing. You should go, guys. 그 정어리 때 구경하는 게 한 12시면은 사람들이 많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 지금 11시 와서 한 1시간 정도 대기했다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h, Maybe I'm gonna go there around 12 Yeah Of course, of course, yeah 네, 저는 지금 정어리떼를 볼 수 있다는 해변가로 지금 이동을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지금 정어리떼를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12시 정도 되면은 사람도 많이 없고 조금 한산하다고 하는데 사실이네요 확실히 한산합니다 아 beautiful day 바닷가에서 한 10걸음밖에 안 왔는데 지금 바로 밑에 거북이가 있습니다 제 밑에 정어리가 한천발리는 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나무집 같은 게 떠나다길래 예, 여기 잠깐 올라와서 쉬고 있습니다 아 You're right? Yeah, you look so good <laughs> Look so happy 네, 원래는 오늘 어, 여기서 정어리 때 구경을 좀 하고 바로 오후에 오스메니아라는 이제 산이 있는데 어, 여기 세부시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원래 오후에 거기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이 2시가 넘어서 오늘은 그냥 어, 해변가에서 그냥 쉬다가 노을이나 보고 내일 아침에 이제 오스메니아 산으로 이동하는 을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빤싯 미혼이라고 하는데 필리핀 면입니다 뭘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맛있습니다 약간 쌀국수 같은 면에다가 야채 같은 거 좀 들어가고 돼지고기 들어가고 볶은 면인데 간장으로 볶았는지 약간 간장 맛이 나고 깔라맛을 넣어서 약간 새콤달콤 짭짤한 게 뭐, 뭐 완벽한 음식입니다 백사과점식 어, 일몰까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어, 바이크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폭포에 조금 친구들이랑 다녀올까 합니다 You ready for the waterfall? I'm ready man Yeah, you're burned You're burned And I am too, shit It's gonna be painful uh. 지금 여기가 제가 묵고 있는 사우트 포인트 호스텔이라는 곳인데 어, 방은 에어컨 없는 선풍기만 달린 방이 하룻밤에 한 300페소 정도 하고요 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선풍기만 쐬고 자기에도 놀랍게도 여기 있는 tricycle인지 툭툭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어로 돼 있는 신문지가 되어 있습니다 와 beautiful 숙소에서 거의 1시간가량 걸려가지고 지금 어, 폭포 근처에 왔는데 어, 여기 내리막이 너무 가팔라가지고 바이크로는 못 내려갈 것 같아서 여기다가 이제 차를 세우고 걸어서 한 800m 정도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The road was really crazy I've never, I've never been like those craziest roads No way, I have so much better roads Really? Yeah the places where I, where I have, where have been. Uh -huh. It's crazy how bad the roads are. Really? Yeah. Worse so, than that? Yeah, much worse. really, that was a good road. Rep. I hope the place is really beautiful. It must be worth the drive. but, <laughs> hello. <laughs> this table is giving some good information. <laughs> Mm. Oh, I can hear the water. Ah, oh. I just saw a little bit. Oh, I'm so happy already. <laughs> Oh, you see them? I want to wash out all the saltiness in my body. <laughs> Like everywhere, it's so delicious. 아? <laughs> 동굴 같은 데서 지금 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와. Oh, nice. My legs are all already shaking. Oh. Because of the motorbike, actually. Yeah, even the motorbike. 아, 여기까지 오는 동안 폭포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아, 여기 딱 다이빙 스팟이네. Okay, let's go. Okay. Drop down. Yes. <laughs> yeah, good, good. 와, 이 조그만하게 대나무로 아, 만든 다리도 있네 어, 여기 박스인데? 아, 이렇게 건너가서 다이빙 하라고 있구나. 와. נגיד ראש, אני לא אקפוץ. לא שזה עדיף, אבל אני לא אעשה את זה. Crossing this bridge is more harder than the jump. Oh, <laughs> see? <laughs> 저번엔 옆에 How was it? It's so good, right? I was so far. yeah. yeah, me too. I was just thirsty. Yeah. 확실히 지금은 건기여서 그런지 폭포가 막 엄청나게 크게 흐르진 않는데 그래도 아, 아침에 아, 온몸에 묻어있던 소금기를 싹 깨끗하게 씻어내니까 확실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우. 아 날씨까지 화창했으면 완벽했을 텐데 살짝 구름이 껴가지고 좀 아쉽네요 오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 지금 현재 시각이 5시여가지고 이제 6시면은 해가 지기 시작해서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바이크를 타고 다시 숙소까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hello 헬로 <laughs> Ah, don't touch it. Oh, <laughs> Hello. tired. Ugh. Uh, so tired. Yeah. my back is so hot because of the sunburn. Yeah. <laughs> Crazy. Horrible. Yeah, I can feel my. Every <laughs> time, every time the t-shirts yeah, attach my body, like ah, oh, yeah. I can feel it. <laughs> it's scratching me. <laughs> Không. Telepon. Tấm tấm tấm tấm tấm tấm. Bye bye. <laughs>